노화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자외선이 되겠고 유전적인 인자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술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뭐 별다른 걸 시행을 하지 않아도 계속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염입니다 오늘 또 설레임 피부과를 방문했는데요 원장님이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술을 어, 해주신다고 해서 어떤지 받으러 왔거든요 그럼 따라오세요 뭐 오늘 추천해준다고 하신 거 있었죠? 어, 네 맞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너무 자외선을 많이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까매지고 <laughs> 네. 점점 들어가는 요네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여볍씨한테 추천한 이유는 사실 여볍씨가 굉장히 좀 자외선이 많은 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피부가 사실은 해마다 까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생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해마다 모공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개선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어, 이 one day total care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노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one day total care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나서 한 3시간 뒤면 화장이 가능해요. 중요하잖아요. 중요하죠. 네, 아주 중요하죠. <laughs>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세포 재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뭘 안 해도 피부가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하지만 20대 중반부터 피부가 칙칙하고 뭔가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피부를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피부는 이제 콜라겐 파괴가 생성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역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콜라겐 재생을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노화가 덜 진행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제 피부 상태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그,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나 그런 시술들을 딱 정확하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이 baby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진피층 에 있는 콜라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DNA 같은 경우에는 세포 본연의 어,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촉촉하고 밝고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one day total care 프로그램입니다. 한번 시술을 하고 나면석 달 동안 꾸준히 콜라겐 재생도 되고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시킵니다.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술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뭐 별다른 걸 시행을 하지 않아도 계속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저 DNA 코드 주사랑 베이비 콜라겐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진정관리를 하러 왔는데요. 진정관리 받고 오겠습니다. 저 이제 관리를 다 받고 왔는데요. 어,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일주일 후부터 더 효과가 급배화된다고 해서 좀 제가 집에 가서 경과를 좀 관찰도 하고 지켜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변할지 너무 기대돼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. 안티에이징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. 사실 많이 듣기는 했어요. 20대 중반, 20대 초반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되게 딱 잡아주셨어요. 원장님이 제가 하는 거라곤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바를까 말까 하는 eye cream? 그러니까 좀 약간 노화를 예방하는 거는 나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활력소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른 시기부터 좀 준비를 하면 한 10년이 지났어도 내 모습이 항상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이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